안녕하세요. 전 지금 사과 따기 체험을 하기 위해 과수원으로 가고 있어요. 이슈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레크레이션 활동인데 몇 가지의 테마 중에서 하고 싶은 걸 정해서 참가하는 거고요. 그 중에서 저는 과일 따기 체험을 신청했어요. 이곳에선 정말 다양한 과실이 자라고 있어요. 특히 사과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멀리서도 은은한 사과향이 날 정도예요. 제가 평소에 즐겨 먹던 라즈베리랑 사과가 여기서 재배된 거라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이곳의 모든 농작물은 기본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 다만 정말로 필요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친다고 해요.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 작은 과일들이 더욱 소중하고 대견하게 느껴졌어요. 무엇보다도 이런 값진 경험을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참 사과 수확을 마치고 나서 점심으로 바비큐를 먹었어요. 그나저나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겠죠? 번외편으로 애쉬브는 전겸 짧게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.